Yeah. 내가 보기 원 좀 잘해? 거침없어 so strong 잠깐만 치면은 찰나 뒤집어버려 bomb the bomb 순식간에 접해 내 숨을 턱 막히게 해 말투는 cool 나의 몸짓은 hot like 우아하게 난 지금 one stop can't stop 너를 노려 뒤에 따라 나도 결국엔 조금만 무인도 alright 다 끝났어 나나나나나나 너의 그 심장에 내 모습 하나 깊이 널 깊이 더 깊이 파고들어 끝까지 확실히 단단히 움켜쥐어 나를 울어라 떠나보겠지 나를 외치고 부르짖겠지 그래 아마 넌내 것겠지넌 전부 다 읽혔어 역사 단단다란단 꼼짝 못할게 꼼짝 못할걸